Huh? 어디로 올라 자 하나 둘 하나 둘슛슛슛 하나 둘슛 손, 손, 손, 페퍼 손, 손, 손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손 아이 손 손. 아이 손. 손. 손. 손. 어, 어. 손, 손, 손.